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어,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게 뭐가 있을까 같이 도전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30일 동안 해보고 나서 제 몸무게를 변화가 얼마나 왔는지 뭐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대신에 간헐적 단식은 좀 건강식으로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이기 때문에 저는 몸무게를 사실 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를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가면서 유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일 1식을 하되 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단식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걸 먹어가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 또 이 방법이 괜찮은 건지도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후에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오늘 1일차 1일 1식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7시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는 제가 차려놓은 제육볶음이랑 계란찜이랑 반찬이 있어요. <laughs> 이거는 깨알 청양고추예요. 제가 청양고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운 거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언니랑 같이 먹을 거라서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일 1식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전에 1일 1식 해봤을 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을 시작을? 그냥 지금 하면서 그래도 제가 선택을 한게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맛없는 것만 먹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는 일일씩 할 수 있어? 음. <laughs> 아니 저희 언니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혼자만 저런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하루에 진짜 몇 다섯 끼? 언니 말려주자 다섯 끼는 먹어요. 부럽죠. 어 진짜 너무 몇 시간 잤냐? 나? 나 왜? 아. 그냥 3시간? 잠못잘것 같은데 장마가 끝나서 더워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망했어요, 진짜. 응. 어딜 가? 어, 나가야 그러니까. 같이 어, 나가? 1시 반까지 오고. 청양고추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입이 진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단식을 해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늦게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편집하느라고 또 그랬는지 그때는 많이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시간을 좀 조절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그릇또다 비웠어요 <laughs>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 오늘 단식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우나를 다녀와서 얼굴이 <laughs> 조금 초췌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네 사우나를 다녀와서 그런지 살짝 지치고 힘이 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식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건 없어요. 몸무게도 솔직히 말하면 좀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아까 또 사우나 가서 재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는 게 지금 <laughs> 네 그렇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laughs> 빨리 먹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초콜릿이나 이런 거 당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일단 2시간 후에 봬요. 안녕. 여기 치킨이랑 이거는 제가 무친 오이 무침이에요. 오늘 네, 엄마랑 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찍고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붙어있던 건데. 맛있어. 음. 아깝지 비가 엄청 와요 지금 아니 바로 굽는데 그냥 지금 잘라드린 건 모든 꼬치인데요 이거는 혼자 농가로 바로 드셔도 괜찮으세요 화이팅! <laughs>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